안녕히 가세요. 죄송합니다. 르르르르 음? 아? <clears throat> <clears throat> 너 이게 무슨 일이고? 야. Yes! Nope. What the? I'm JTG.